뭐 눈코 수술도 수술치고는 이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닌데 일정 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요. 뭐 보톡스나 필러, 뭐 윤곽 주사나 뭐 물광 주사 이런 뿌티 성형의 경우에는 어, 시술 기간이 짧고 별도의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어서 금방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. 이런 네.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.